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어, 제가 유튜브 편집하는 과정과 그리고 뭐 올리는 과정들을 찍고 그리고 뭐 유튜브 편집을 하는 방법 그런 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